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물론 엄마 뱃속도 편하지만 앞으로 살게 될 새 집이 무척 기대돼요. 지구라고 불리는 별이죠? 분명 멋진 모험이 펼쳐질 거예요. 어디서든 신나게 놀고 신선한 공기를 잔뜩 마실 거예요. 친구들이랑 숲속에서 뛰어놀다가 길을 잃으면 얼마나 묻힐까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친구까지도요. 너무 멀리 살면 편지를 얘기해도 재밌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울까요? 알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제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겠죠?